Back out to Jokic. Two on the shot clock. Hoist an off balance jumper. Oh! double teamed in the post, drifting back to the perimeter, making this. 요키치가 볼을 처음 잡았을 때 원스텝을 잡고 오른발을 내딛, 내딛었죠. 그래서 왼발이 축발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을 다시 뒤로 빼면서 드리블이 같이 들어가죠 드리블이 같이 들어감과 동시에 왼발로 딛고 오른발로 슈팅 스텝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몸 밸런스는 안 맞지만 흔히 말하는 짝발로 짝발로 슈팅을 하죠 상대방이 예상하기 힘들고 타이밍도 엇박자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막기 힘든 거예요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one step 자, 이 동작의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세포인트예요, 세포인트. 때리고, 딛고, 뜨는데 아무래도 네, 슛 쏘는 손에 반대발이 올라가기 때문에 슈팅 밸런스가 깨졌고 슈팅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는 슛을 날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키치는 약간 살짝 옆쪽으로 피해서 옆쪽으로 공을 던지죠. 자, 디테일 중에 또 하나는 스텝이에요. 스텝, 스텝 밸런스. 딛고 이발을 옮겨줄 때 확실하게 무게를 실어야 돼요 무게를 보시으면 날리지 못해요